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린이집 안전공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시연입니다. 작년 여름 기나 긴 장마와 끊이지 않았던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그 여름 태풍이 분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예방 대책과 그리고 행복한 지식들을 전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현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 정현수 교수입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네. 정말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장마가 너무 길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태풍까지 이어지니 참 힘들었는데요. 참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맞습니다. 참 예, 태풍도 많이 오고 작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 음. 중부 지방에만 뭐 54일, 태풍도 4개가 연달아 상륙했죠. 네. 예, 뭐 장미, 바비, 뭐 하이선, 마이삭 뭐 마이 와이프까지 아뭐 아. 작년 마이 와이프의 그 태풍 같은 어마어마한 잔소리 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잠깐 흥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 태풍과 호우로 재산 피해가 1조 2,585억 원 인명 피해도 4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심각했던 게 바로 어린이집 피해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접수됐던 피해를 살펴보면 은 아, 네. 호로 인한 이 침수가 363건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271건 발생했다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풍수의 특약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네. 아주 많이 중요해요. 예. 그 놀이터가 그 수영을 할 만큼 이 물이 엄청 잠기고 아. 강당에 물이 들어오고 지붕 간판이 날아가고 이 올해도 호우 태풍은 참 올 텐데 여러분들 네.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이 명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지금 여기서 명상을 하신다고요? 아, 그냥 따라 하십시오. 행복전도사 <laughs> 네. 말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어, 네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는 겁니다. 풍수의 특야가 미안해. 너를 무시하고 풍수의 특약을 들지 않아서 미안해. 바닷가가 아니어서 풍수에는 겪지 않을 거란 그런 오만한 생각 미안해. 실비, 위암, 뇌졸중, 보험은 VIP로 모시고 풍수의 특약은 매몰차게 버려뒀던 내 자신을 용서해. 미안해. 편안해지셨죠? 어, 굉장히 편안해지셨어요. 아, 행복하다. <laughs> 행복하다. <laughs> 아니, 정말 이상 기후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임병훈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요? 네, 여, 여기가 저희 그 어린이집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아, 여기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자다가 몸서리를 그냥 푸르르 떱니다 그날요 태풍이 갑자기 허르르르르 하고 불어와서는 저희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태풍이 불어오니까 무서워서 그냥 옷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파르르르 떨면서 막 도망가고 아우 막 태풍이 와갖고 막 저희 어린이집을 막휑휑휑 하고 감싸는데 아우 제가 진짜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 좀 해보세요. 어, 저 복구할 수 있겠죠? <laughs> 저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임병훈이었습니다. 기자님, 저 괜찮은 걸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 네. 맞습니다. 예? 풍수해를 대비해서 평상시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럼 풍수의 특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특약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 이 풍수의 특약 상품은요. 어린이집 안전공제 공제 상품 중에 화재 공제 가입 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가입 금액은요. 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요. 보상 한도는 천만 원과 이천만 원 중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laughs> 풍수의 특약은 아무래도 취약 지역에서 주로 든다라는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은 안전한 거 아닌가요? 아유, 나 홀로 태풍 태풍 맞이해. 예, 밥이 길이 아니라 이 밥이 잊으셨습니까? 예? 아, 서울에서 간판이 우르르 떨어지고 네. 가로수가 쓰러지고 인천에서 건물 유리창이 와장 창창 깨지고 참 위험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새 건물이니까 우리 수도권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이런 마음 안전 불감증은 버리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럼 풍수의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아, 질문 좋습니다 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건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역류에서 내부로 물이 쏴 들어와서 내부 물건이나 이건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거 보상됩니다. 와. 또 강풍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지거나 눈이 엄청 내려서 지붕이 내려앉았다. 네. 이것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이 와이프 잔소리 태풍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혹시 그 네. 중에도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아, 자잘 들어보십시오. 자 폭우나 강풍, 대설 등 기준을 충족할 때는 보장이 됩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폭우라고 하면은 열두 시간 동안 80mm 이상이 되었을 때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 겨울철 동파 사고나 이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풍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모두 다 보자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 행복해.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풍수의 대비를 위해서 특화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풍수의 특약 공제 상품에 대한 팩트체크 하고 넘어가야겠죠? 어린이집이 잠기면 현장 보존을 해야지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우 근데 수업은 또 해야 되고 피해 상황과 이 수리 과정을 사진으로 자세히 남기시고 정리하면 딱 끝입니다. <laughs> 자, 사진과 영상을 함께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 간단하죠? 아, 행복하다. 어린이집이 막 침수가 되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될 텐데 아, 그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청소하는 그 비용까지는 아우, 예, 예, 예, 예. 아, 예. 자, 가입하고 있는 건물, 시설, 집기에 손해가 있는 경우 당연히 저희가 보상해드립니다. 아, <laughs> 행복하다. 네, 오늘은 풍수의 대책과 풍수의 특약 공제 상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 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아니란 마음보다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로부터 행복하자! 아 정말 행복해지네요. 네 이렇게 강풍과 비 또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불감증은 정말 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약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올여름 더욱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